장수 나갈 거야? 문 열어줘? 나갈 거야? 장수 나갈 거야? 나갈 거예요? 장수 씨 밖에 나갈 거예요? 문 열어줄까요? 문 열어줘요? 알았어요. 문 열어줄게요. 아니야. 잘 가.